안돼 아 쟤는 팔이 안 짧아요 칼 때문에 아 진짜 이렇게 뭐야 이거 실수했다 팔로 우 감사합니다 아 제발 살겠지? 우와!